잘 묻다. 잘 묻다. 잘 묻다. 잘 묻다. 잘 묻다. 오늘도 네. 네. 피해가 없습니다. 네. 맛있게 먹었으며 네. 또 맛있게 치워야 돼요. 그쵸? 네. 네. 인정하십니까? 네. 저를 지금 딱 반성이 지금 이 친구가 아, 3, 아. 7번 아, 남는 사람이 올려놓으니까 안 좋은 거야 안 좋은 거 나는 이태엽이니까 2번 4번 4번 뭔가냐? 9번, 9번. 오케이 come on. 오케이 자 들어와주세요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빠질 사람 오케이 숫자 3 어! 어! 나야! 나여라! 나여라! 아, 나여라! 아직 많아 아직 많아 아직 많아 아직 많아 1번 1번 없어 없어 없어 나이 아, 아, 빠져 빠져 4번 빠져 10번! 와 10번! 없어 없어 없어 없어 없어. 네 갑시다. 9번. 와! 와! 7번. 네? 7번. 7번. 이야! 저희는 안 먹어가지고 네, 사실 매니저님들 대신에 신혜영 있어요. 저희는 굉장히 저희 다 빠졌어요. 과 그러면 너가 누구야? 나